이제 오자 지금 예상했고 너무 잘 때렸고 어리발 어리발 어리발 어리발 어리발 어리발 어리발 뭐야 뭐야 이거 판정 왜 이래